커피 한 잔 할래요 커피 한 잔 할래요 <laughs> 안녕하세요 카페 사정 오빠 최준이에요 만나서 반가워요 준이가 지금 부산에 왔어요 소리 질러 <laughs> 준이가 부산에 왜 왔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부산이 커피 도시로 엄청 뜨고 있다고 했어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좋은 것들을 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사랑과 커피를 나눠줄 수 있는지 확인하려고 왔죠 준이랑 같이 부산으로 들어가 볼래요? 안녕하세요 아나 어, 잘못 왔나봐 <laughs> 죄송해요 나 잘못 온것 같아 나 공항에 가려고 온게 아니었는데 이거 캐리어 <laughs> 내 거랑 비슷한 캐리어가 여기 혹시 여행 가시는 분들이세요? 근데 냄새는 지금 커피 향이 뭐지 여기? 혹시 사장님 되시나요? 아, 네 사장님 나랑 되게 닮았어 음. 기분 조금 나빴지만 미안한데 머리 한번 해볼 수 있어요? 아. 그럼 며칠 더 올라 아. <laughs> 아니 n 바보야 일로 와봐 네, 이렇게 해서 네. 이렇게 해서 옆쪽으로 와서 이렇게 해서 귀여 어, 여기 카메라 한번 봐봐요 난리가 나지 이러면 <laughs> 손님들이 안 올 수가 없다라는 거야 아. 어? 이거 티켓이에요? 네 저희 카페 기념품이고 파리행 티켓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진짜 파리하고 써져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준이는 여, 옆에서 이름을 입력하면 될까요? 네, 맞습니다. 아... 이, 이 내다 던지듯이 사장님은 예의가 있는데 이거는 네. 예의가 없는데 이거는... 아, 요거는 어. 작은 에피소드. 아. 그래서 아. 여기서 한번 웃고 넘어가시라. 오케이, 같이 웃어요. <laughs> <laughs> 맞습니다. 네. 주문을 한번 해볼까요? 네, 저희 음. 메뉴판 보여드릴게요. 음. 유니콘이란 메뉴도 주문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가게에서만 맛볼 수 있는 게 크림 화이트라는 건데 터키의 카이막을 모티브로 만든 디저트입니다 딸기 향이 나는 거 터트리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? 세준님처럼 달콤한 향이 bubble bubble bubble pop bubble bubble pop pop 어, 딸기 향이 너무 가득하다 아, 와 이게 입안에 들어오는 순간 달달한데 너무 상큼한 기운이 나는 거야 아 이거 너무 맛있다 이렇게 살짝 같이 비벼서 어, 이거 꿀도 약간 진짜 베게 쓰는데 안에는 너무 촉촉한데 여기는 너무 바삭한 거야 근데 이게 빵하고 이 크림하고 같이 먹으니까 그냥 이, 게 그러니까 어떻게 맛이 없을 수 있냐라는 거야 잠깐만 지금 내 옆에서 침 흘리고 있는 사람 누구? 너무 어? 맛있어 우리 끝에 여성분 꽤나 도도하신데 빵 줘요 말아요 정확히 말해요 주세요 그렇게 달라고 하니까 내가 줄게요 잠깐만 이 빵이 또 하트네 예상도 못했던 하트다 맛있게 먹어 우쭈쭈 아, 천천히 맛있어? 너무 좋아? 귀여워 oh, 사실은 준이도 커피 쪽에서는 쉽게 인정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여기는 준이가 좀 인정할 수 있겠는데 그 사장님한테는 얘기하지 말아줘요 그분 너무 자신감이 올라갈 것 같아 그게 그건 싫어서 내가 했다라고는 얘기하지만 어? 어 이거 어 이거 뭐야 이거? 여기가 부산이야 일본이야? 그 초량의 외관이 있어서 일본식 가옥이 많다던데 여기가 지금 나 어디에 와 있는지 모르겠네 여기 1분 아니야? 잠깐만 이거 전축 아니에요? 와 이런 전축을 어디서 구하는 거야? 잠깐만 아이시테르 키티 하나만 여쭤봐도 돼요? 네 이곳에서 가장 자신 있는 메뉴 우유가 자신 있어요 뭐라고? 우유가 자신 있다고? <laughs> 어, 좋았어 그 파이팅 이 너무 좋았어 그러면은 이렇게 해봐요 우유 주문하셨어요? 우유 주문하셨어요? 난 당신이 더 좋아요 I love you. 난 당신이 더 좋아요. I love you. <laughs> 어, 잘한다. 너, 어, 잠깐만. 머리가 준이 머리 잠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어떻게 나 살짝 만져보실까? 어, 이거 머리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못 쉬어. 최대한 그 심표머리 느낌을 내주면 손님들이 훨씬 더 좋아요. 어, 심표가 많이 큰 심표가 되는데, 어, 카메라 보고 한번 I love you 한 번 해줄 수 있어요? I l 어, <laughs> 어, 너무 잘한다. 좋았어요. 어, 그러면은 준이한테 가장 추천해 줄 수 있는 거 동백우유랑 그다음에 그거 말고 좀 잘 나가는 커피 바닐라 그다음에 홍차 우유 홍차 우유 저희 시그니처 메뉴 중에 과일 산도라고 과일 산도? 네 결제 어떻게 하시나요? 결제요? 네 아, 아 결제? 아, 야, 아 아, 내가 결제가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카메라 있는데 왜 갑자기 결제를 그렇게 얘기해? 아니 나 서운해서 그래 내가 돈 안 줄 것 같아? 나 돈 다 주고 먹는 사람이야 이따 카메라 꺼지고 내가 줄게 동백우유 먹어볼게요 와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내 입 안에 동백꽃이 폈어 봄이 왔어 내 입에 봄봄봄 봄이 왔네요 그대와 처음 만났던 그때 그 자리에서 그대 아, 어, 미안해요 어, 죄송해요 어, 순간적으로 내 입에 봄이 와가지고 나도 모르게 노래가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입 안에 봄이 와버렸다는 거예요 봄이 그렇게도 좋냐 멍청이들아 멍청아 어 생과일이 이렇게 잔뜩 와 정말 많이 들어가 있네 교양있게 한 점 먹어볼게요 어? 생과일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 생크림이 너무 달지가 않아 생과일의 맛을 오히려 살려주는 거야 그 생과일의 맛으로 먹을 수 있게 만든 샌드위치인 거예요 <clears throat>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준이가 갔던 카페 공항이었죠 발걸음을 한번 옮겼는데 준이가 어느새 일본에 와버렸잖아 난 이 느낌이 너무 신기하고 새로워 그랬때 있잖아 여행 가고 싶을 때 이런 곳에 와서 이렇게 기분 전환을 한번 하고 정말 좋은 기운 얻어서 다시 생활하는 것 그것 또한 굉장히 일상의 큰 행복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<gasps> 이거 뭐야 이게 다 카페예요 지금? 아니 나는 저기서 멀리서 걸어오는데 배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가까이 왔는데 와 진짜 말도 안 되게 그, 국내에서 가장 큰 카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와 뭐가 이렇게 넓은 거야? 와이 빵들 주민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빵을 좋아하는 스타일이기도 해요 근데 지금 여기 먹을 수 있는 빵이 너무 많다 이거 어떻게 와 여기서 혹시 가장 자신 있는 뭐 빵이나 커피 추천해 줄 거 있어요? 어, 딸기가 제철이니까 음. 판도르 많이들 찾으시고 판도르? 네. 어 이름도 너무 잘 잡아 판도르 <laughs> 아, 저희가 경도 바다를 음. 배경으로 담고 있어서 어. navy blue dolce latte 저기 뷰가 바다가 통창으로 다 보여요 영도 바다가 다 보이는 거야 와우! 와 준이가 아까 첫 번째 공항에 들렸었죠 그리고 1분으로 넘어갔어 근데 지금 여기는 어,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같아 내 뒤에 바다가 그 샌프란시스코 해변을 느끼게 하거든요 이렇게 샌프란시스코를 느낄 수 있는 카페에 올 수 있나? 이 여권을 하루에 벌써 세 번이나 사용할 수 있나? 이런 생각이 딱 든 거야 아까 여기에 시그니처 메뉴라고 했어요 영도의 그 디자인에 땄다 그랬어 근데 진짜 실제로 영도의 느낌이 나고 어? 이거는 지금 산의 느낌을 딴 것 같아 저기 바라보면 지금 산이 보이죠 밑에는 파란색이 보여 <laughs> 고소한 느낌이 벌써 입에 탁 들어오는 거야 근데 요 끝맛은 굉장히 달달함으로 남아있어 근데 그게 너무 달지 않아 준이의 사랑만큼 안 달다? 그런 느낌이랄까? 뭘 그렇게 좋아해 바보들아 빵 위에 눈을 얹어놨어 되게 로맨틱하다 하얀 눈이 내려와 내 마음을 아프게 해 너무 힘들게 해 오늘 목을 너무 많이 썼어 내가 원래 준이가 노래 잘해요 이거 잘라볼게 <gasps> 막눈 떨어지는 거 봐 이거 봐 이거 봐와 이거 어떻게 이거 봐요 여기도 이 안에 우유 크림이 잔뜩 들어가 있는 거야 나 먹어볼게요 지금 내 입술 위에 뭐 묻었어? 빼줄 사람 저 뒤에 손든 사람이 왜 손들어 놓고 도망가? 너가 손들었잖아 떼준다고 왜 도망가 너? 이건 내가 닦을게요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이 배경과 이 맛있는 음식들이 합쳐지니까 세상에 행복 진짜 별거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정말 부산을 왔는데 불과 세 군데를 다녔지만 다른 나라를 계속 여행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자꾸 부산이 커피 도시가 되는 것 같고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네요 너무 즐거웠어 부산에서 커피 한 잔 할래요 커피 한 잔 할래요 두 입술 꼭 깨물고 용기 낸 그만 커피 한 잔에 필린 그대를 향한 나의 맘 보고 싶었단 말 하고 싶었죠 그대도 갔나요 그대 나와 갔나요 가끔 그날에 우리 생각하나요 내가 더 많이 웃게 해주겠다던 그 약속 아직 나 잊지 않았어요 부산에서 커피 한잔 할래요? 약속? <laughs>